어,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조입니다 요즘에 이게 엄청 문제라고 하는데요 바로 매미다방 유충인데요 올 겨울과 작년 겨울에 좀 따뜻해가지고 이 개체들이 이제 극상했는데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도 보이고 저쪽 위에도 한 마리 또 보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벽 같은 데도 엄청나게 붙어있습니다 와 여기 두 마리씩이나 있습니다야 여기도 있습니다 보통 이 친구들이 왜충이냐 하면 식물들의 입을 갉아먹는데요 이 친구들 그냥 한두 마리면 괜찮은데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입을 갉아먹으니까 나무가 제가 볼 땐 남아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상수리 나무 잎 맵도 좋아한다고 하고 여기 저기는 아주 조그만해 아직 조그만 애 있어요 진짜 올해 엄청나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조금 눈 돌면 리 바로 나와요 유충이 이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올해는 저런 친구들에 대한 대비 방책 그런 걸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기생벌 기생벌 종류가 조금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야 여기에도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친구들 빨리 제거를 해야겠는데요 제가 어떻게 몇 마리만 좀 가져가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오, 우와 겁나 커 야, 왜 이렇게 크냐 그니까요 오, 오. 어. 어, 어, 어, 오 여러분 겁나 많은데 이것도 한번 잡아볼게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그냥 빨리 넣어 그냥 오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오 말하지마 그냥 빨리 넣어 빨리 아 나온다 얘오 두툼해 야 이거 잠깐 잡았는데도 이만큼 잡혔습니다 여러분 수량이 얼마나 되는 거야 이거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우 이 친구들 진짜 징글징글하게 많은데요 이 친구들은 이제 매미나방의 유충입니다 매미나방은 이제 동나방과의 이제 나방인데 집시나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보통 지금 시기에는 유충이고요 6월달에서 이제 8월달 사이에는 거의 성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잠깐 잡았는데도 이만큼의 유충이 나왔어요 와 여러분 진짜 엄청나게 수가 많은데요 이 친구들 엄청나게 문제입니다 있니다 쭈식물도 종류가 매우 많고요. 상수리나무, 과실나무 등등 여러 나무들의 진짜 잎을 다 갉아먹고 있는데요. 모두 박멸해야 될 그런 친구들 같습니다.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생고치벌 종류가 이 친구들의 이제 천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안 그래도 잡아온 개체들 중에 지금 기생고치벌에 감염된 친구가 있었어요.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지금 와 여기 보이세요? 바로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빼놨거든요. 바로 이 유충에서 기생고치벌의 유충들이 나왔습니다. 기생고치벌은 이제 보통 이제 나방유충, 나비유충, 갖가지 유충들이 기생을 하는데 있는데요 내비나방 유충에도 기생을 해서 나오게 됩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아직 본방을 못 만든 유충도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진짜 순식간에 번데기 방을 만들어서 고치가 되었습니다 이 기생 고치벌들은 사람에게는 무해하고요 이제 곤충의 유충에만 이제 기생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해결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곤충에 이제 기생하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엄청나게 징글징글한 매미나방 유충을 찾아봤는데요 진짜 올 겨울이 좀 따뜻해가지고 이 개체, 개체수가 엄청나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유축만 해도 이 정도인데 나중에 여름에 진짜 가로등 아래 가보면 어우 상상만 해도 싫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오 이거 다 먹이를 줘야겠구만